구찌입니다 여기 사무실을 계약을 할 거래요 밖에 좀 볼까요? 앞에 높은 건물도 없고 해서 전망은 괜찮네요 건너편에 공원도 보여요 호아빈 공원 다들 사무실 계약하기 전에 이것저것 확인할 거 물어보고 점검하러 오늘 다 모였어요. cái thời gian này đi kiểu gì nhưng mà nếu mà chỉ có cái nếu mà ở đây thì chỉ có cái sơ đồ bản vẽ sơ đồ có 들어오는 입, 입구고 이쪽에 보면은 방, 방 회의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개발팀 여기 11년 만나게비웠어요 공부하면서 하면서 썰팅나 주안? 주안? 은 프로젝트 주안 프로젝트 주안 그래서 사업 소개시켜주세요 저기요 저기 주안? 커미션을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수지의 생일 축하합니다. 소원 빌고 꺼야지, 소원. 소원 뭐라고요? 소원이 뭐라고요? 아,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. 아저씨. 제가 음식을 못하지만 소박하게 차려봤습니다. 너 생일인데? 네가 주인공인데? 생각이라 옆집 아저씨가 아 옆방 아저씨가 옆집 옆집 옆집 하네요. 옆방 아저씨가 절대 미각이라 간을 봐줬어요. 유일한이거든요 많이 피곤하대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해주고 싶은데 막